두둥 그 앨범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몇 장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뒤에는 보셨다시피 제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제가 보고 3장 정도만 보여드릴까 해요 오! 제가 나왔어요 포카 제가 나왔습니다 제 앨범이니까 그 포카가 있겠죠 우선 제가 한번 쓱 볼게요 오 제가 고른 제 픽 자켓 사진 이거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뭔가 아련아련한 눈빛과 책을 이용한 사진이어서 잘두 번째 사진은 요거 뭔가 실수한 강아지 벽지를 긁었다거나 휴지 가지고 장난쳤을 때 딱 구석에서 반성하고 있는 듯한 두둥 제가 물속에 들어가 있는 멋있죠? 이게 정말 걸진 사진들이 많으니까 보는 재미가 있어 오, 오. 이거 참 걸지다 이상